안녕하세요 마리끌레르 독자 여러분 저는 남지입니다 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리끌레르 팝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것부터 <laughs> 놀랐어 오 예쁜 별 모양이네요 최근 촬영한 가장 마음에 드는 셀카는 <laughs> 저 셀카 되게 안 찍는데 오늘 아주 저희 실장님이 절 예쁘게 찍어주신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 모습을 찍어주셨습니다. 색깔 너무 못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맨날 혼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연습을 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도 다 같이 길을 막고 계세요.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의 관전 포인트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원과 그 소원에 걸맞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거든요. 그 과정을 보시면서 약간 저게 정말 합당한 대가일까? 저 정도의 가치가 있는 소원이었을까?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약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은 그게 약간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나 느끼시는 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걸 보시면서 좀 자신의 입장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<laughs> 최근 내 돈 내산한 물건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? 제가 얼마 전에 잠옷을 새로 샀어요 근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 노랑 빛깔의 아주 귀여운 반팔 반바지 잠옷을 샀는데 아마 그게 오면은 가장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좀 어두운 색을 사고 싶었는데 음, 아주 네이비색이 예쁜 게 또 있었거든요. 근데 사지 못했어요. 제가 고양이를 키워서 <laughs> 그 잠옷을 입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털 잠옷이 될 것 같아서 덜 보이는 밝은색 옷으로 샀습니다. 그렇지만 노란색도 참 이쁩니다.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면 바다, 산, 집 휴가를 갈 수 있을지를 모르겠네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아무도 있지 않은 어디론가 가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니면 뭐 드라이브? 근데 네, 거의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고양이를 이제 쓰담쓰담 하면서 어, 저는 일단 저희 드라마를 정주행해야겠죠? <laughs> 그러면서 보낼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오, 요즘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제가 어, 오늘 화보 촬영을 위해 <laughs> 한 2주 동안 식단을 했어요. 오늘이 금요일인데 그래도 맛있게 어, 토마토 카레도 해먹고요. <laughs> 왜 슬퍼지지? 끝나면 또 맛있는 걸 먹을 거거든요. 뭐 토마토가 요즘 많이 나와서 토마토를 많이 먹는데 이걸 어떻게 새롭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에 쳐봤더니 토마토 카레가 뜨더라고요 제가 카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만들어 먹었는데 아주 맛있게 만들기에 성공해서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막 토마토 맛이 강하게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부드럽게 맛있다 다음에 또 만들어 먹어야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좀 덜 놀라는 것 같아요 아닌가? 최근 가장 크게 웃은 일은 오늘이요 방금 <laughs> 방금 풍선 터뜨리면서 <laughs> 너무 놀라가지고 오 생각보다 소리가 너무 큰데요? 그래서 좀 많이 웃었, 웃었고 아! 탕쿠에게 새로운 정수기를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이제 낯설었나 봐요 정수기가 그래서 그 정수기를 <laughs> 이렇게 요리조리 탐험하면서 한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놨는데 그게 아주 귀여워서 많이 많이 웃었습니다. 요즘은 탕쿠 때문에 많이 웃고 있어요. 요즘 꽂힌 노래는 제가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노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.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촬영일을 기준으로 제가 많은 가수분들을 좋아하지만 태연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태연님이 컴백을 하셨어요. 위켄드라는 노래로 그래서 그 노래를 요즘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너무 드라이브에도 어울리고요 맑은 날에도 어울리고요 어, 낮에도 어울리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아주 신나게 들으면서 좀 집,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노래를 추천하겠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았다 <laughs> 끝까지 마지막 질문이 뭘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지금 가장 사소한 소원 하나가 있다면 오늘까지 열심히 식단을 했으니까 맛있는 걸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기 때문에 그걸 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저와 팝퀴즈 해보셨는데 재밌었어요 있길 바라고요. 저는 또마리클레르에서또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!